다크룸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정영목이라고 합니다. 크룸은 사실 그 쌈디 형의 개인 작업실이고 형 솔로 앨범 제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쌈디형의 개인 크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형의 개인적인 주변 인물들 그래서 형을 포함해서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힙합이라는 게 제가 그 막 한참 어렸을 때 빠지고 즐길 때는 사실 한국에는 그 씬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요즘은 씬 자체도 엄청 커졌고 시장도 많이 활성화돼서 제 입장에서는 완전 무에서 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봤다고 말하고 싶은데 감상을 단순하게 말하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씬을 키워주고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되게 감사하고 대견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. 아 현재가 제일 과도기라고 느끼는데요. 카피라고 생각하기엔 좀 너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재조합한다든지 약간 뭐 리터치해서 만들었던 작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지금 작업하는 것들은 저만의 것을 만드는 작업들이 좀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제 스스로 작업이라고 뭔가 부르기 시작했던 건 이미 좀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어, 요즘에서 그냥 작업은 좀 이제 저 제 작업이 뭐다라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뭐 지금이 제일 과도기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패션이 결국 빈티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뭐 마침 그때쯤에 90년대 막 자동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더 빈티지한 70년대 그런 자동차들에 많이 들어갔던 플레임 패턴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플레임이라는 모티브가 요즘에 보면 좀 많이 그래도 사용되고 좀 흔해지긴 했지만 그 4, 5년 전에 제가 처음 멋있다고 느끼고 그 그랬을 때만 해도 좀 덜 흔했던 모티브였기 때문에 다루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 기본적인 패턴이지만 계속 변화를 하고 제가 스스로 이걸 가지고 작업하면서도 좀 질리지 않게 계속 표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 자동차 휠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사실 이런 대상의 변화가 한 개인의 취향이나 작업이 발전하는 방향이랑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하는 대상이다 뿐이지 뭔가 이렇게 어떤 중간 매체에 좀 질리게 되거나 하면 그 다음 새로운 신선한 것을 찾아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항상 있게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가구나 인테리어나 뭐 자동차 같이 덩어리가 좀 더 크고 목적도가 높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휠은 자동차의 신발 같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휠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만지고 하고 있습니다 키미제이와는 그 2016년 뉴욕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저 그냥 추석 연휴에 휴가 내고 놀러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갔는데 우연히 또 그때가 패션위크였고 뭐 우연히 또 쇼미더머니 촬영진들도 있었고 우연히 또 뉴욕에서 그 AMG after party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놀다가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dubrae가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이 dubrae 가운데 있는 이 보석의 느낌을 살려보려고 했고 보석을 어떻게 안 뻔하게 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레임 패턴으로 스톤을 배열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. 아, 네.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뭐, 사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허들이 조금 있어서 몸이 좀 고된 작업을 굳이 선택하는 어떤 좀 어리석은 결정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뭐 몸이 힘들기도 했는데 사실은 원래 이렇게 다양한 스톤을 섞어서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것 혹은 또 그냥 플레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다양한 컬러를 구현해 보는 거를 원래 해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 그냥 이 두 가지 해보고 싶었던 작업을 퉁쳐서 원샷을 해버리고 나니까 되게 나름 보람도 있고 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굴짬뽕